오해해서. 아, 냉장은 무섭게 고급해지 거. 고급해지만 하고. 쫙 잡아 당기라 그랬나? 와우. 한 번에 안 되겠어요? 칼날을 같이 밀고 가야 되겠어요. 아이고. 구혹할 줄 구혹할 일이야지 그게 뭐냐 이 구혹할 일 안 되네 잘 돼요?